리아킴 선생님은요 저 7살 때부터 다녔던 댄스 학원의 선생님 선생님이셨어요 리아킴 선생님한테 너무 옛날부터 이제 배웠었고 물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연습생을 들어가면서 댄스 학원을 다니지 못하게 되면서 연이 이제 끊어졌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만난 거예요 런닝맨 촬영 때 전 그 전까지만 해도 쌤이 이 리아킴 선생님인 줄 몰랐어요 근데 갑자기 엄마가 이분이 그 선생님이셔 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물론 너무 오랜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뭔가 예전만큼 아니지만 예전에 정말 가족처럼 많이 지냈기 때문에 지금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제 첫 솔로 앨범에 꼭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직접 연락을 드렸고 선생님께서 흔쾌히 수락을 해주셔서 이제 함께 디렉팅을 해주셨습니다. 소연 씨와의 비하인드요. 소연 씨는 일단 평소에 소연 씨의 프로듀싱 능력에 굉장히 감탄을 했었어요. 퀸덤도 받고 그 전까지는 아이들의 노래만 좋아하다가 소연 씨의 프로듀싱 능력을 보고 이분과 꼭 작업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뮤직뱅크 대기실 자판기 앞에서 우연히 화장실을 나왔다 앞에 갔는데 아이들의 전소연 씨가 계시는 거예전 낯을 좀 많이 가려가지고 아 어떻게 갈까 말까 이거 얘기해볼까 말까 하다가 그래서 제가 직접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소연 씨한테 가서 다른 가수 작업도 하시냐 제가 한번 이번에 같이 작업을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흔쾌히 또수업을 해주셨어요 이번 앨범은 이렇게 다 흔쾌히 수락을 해주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단 감사드립니다. 더 자세한 내용은 수필 때 제가 또 있는 힘껏 한번 얘기해볼게요. <laughs> 어 미치겠다. 그 다음에 자! 네, 사실 이 현장에 모셔서 질문을 받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